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번! 안녕하세요, 저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비의 리더 임지민입니다. 저희 멤버들이 대신 써, 써준 프로필 시작하겠습니다. 얼굴부터 일단 잘못됐고요. 아니 무슨 턱을... 저기 포인트다. 별명 이거 누가 쓴 거죠, 이거 글씨? 제가 지금 아 임내강 임내강 제스처라든지 아침에 꼭 향수를 뿌려요 맞아요 뭐, 네, 향수와 뭐 패션, 옷 어, 입는 음. 감각 같은 그런 느낌. 자, 매력 포인트 가볼게요. 옆선. 존재 그 자체 뭐야? 존재 그 자체 누구예요? 오케이 요즘 살짝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주는 거예 존재 그 자체 너가 짱이야 너가 짱이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 멤버들이 저를 또 잘 알아가지고 닭가슴살 샐 그리고 샐러드 치즈볼 치즈스틱 하나 또 뭐가 있죠? 이것보다 정확할 치킨 치킨 바닐라 cold brew 라떼? 아니 빵인데 빵 이름 아 치와상? 초코크라상 앙버터 아 그건 안 들었네 앙버터 앙버터 아니야? 와저 앙버터 싫어 얘기하지 아, 마 죄송합니다 가장 담고 싶 싶은 선배님 BTS 지민 선배님 오.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도 BTS 지민 선배님 파트를 공연해서 했기 때문에 어, 어깨를 <laughs> 아 진짜 아. 이건 너무하다 5년 후의 모습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을 것이다 제가 별명까지 만들어드렸죠 인망아지? 아니야 그러니까 타는 모습이 망아지 같아서 제가 망아지민이라고 망아지 아, 맞다 맞다 망아지민 망아지. 제가 정말 못 타가지고 태어난 제가 이렇게 탔어 막. 근데 귀여워 근데 귀여웠어 난 그 모습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멤버는 저를 안 보고 있는 제이엠이 아니고 잔망씨 어, 너무 똑바로 보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스비 장난꾸러기 JM입니다 이야 이야 아 이거 뭐야 어, 얼, 얼굴 형태가 없어 상우 씨가 어깨를 그려줬는데 네. 제가 눈, 코, 입을 그리고 <laughs> 제가 귀를 그렸어요 아좀 아, 아 멋있는데 그러면? 저는 솔직히 나머지 두 멤버들이 채워줄 줄알았어 나도 아, 진짜 나도. 별명 추라이어 추지 추라이어? 추라이어 누구예요? 왜 추라이어냐 멤버들은 다 알고요 맞죠? 일상이? 아, 일상이 아, 거짓과 함께 아 난 잘 모르겠다 키 183.5에 <laughs> 제, 제대로 읽어주셔야죠 아, 아, 더 아, 가실게요 아니요 팬분들도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laughs>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최준 선배님 어, 최준 선배님도 물론 닮고 싶지만 어, 저는 태민 선배님이 아. 너무 이번에 멋있으셔가지고 나를 나타낸 해시태그 장구, <laughs> 겁쟁이, 귀염둥이 아 겁쟁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겁쟁이 가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제일 유력한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희 팀에 겁쟁이가 진짜 많아요 음? 바로 여기 여기 여기도 센터 두분 지민이들끼리 겁쟁이가 겁쟁이 5년 후의 모습 아 여전히 귀여울 것 우주 정보 <laughs> 왠지 잘 어울리지 않아? 제가 예, 배송을 시킬 때 이름이 있는데 우주 최강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주 최강 뒤에 있지 않나요? 우지찬 뭐예요? 귀요미, 귀요미. <laughs> 나는 항상 지, 숙소 앞에 배송 와 있으면 우주체감 귀요미가 누구냐고. 맞아, 어, 맞아, 맞아. 아, 맞아요? 자, 다, 다음 그렇죠. 멤버는 3 <laughs> 멤버 누구 하실 건가요? 그 어깨를 그리시는 아. 어, 예. 어깨. 항우를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스트비의 김성우입니다. 일단 그림이 솔직히 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 맞지? 마음에 들 줄 알았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생년월일 2002년 9월 3일 생축한다 그리고 혈액형 A형 이것도 물론 맞고요 와 맞아요 매력 포인트 눈빛 강렬한 강렬한 눈빛 강렬한 눈빛 y e 단단함 어떤 면에서 제가 단단 너 맨날 강철맨이라고 하지 않 멤버들 막 다 하나씩 아플 때 저만 아프지 않습니다 <laughs> 아프지 않습니다 왜 아프지 않아요? 멤버들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맞고 라면 땅?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왜 계속 먹는 거야? 그냥 입이 심심해서 아 뭔 느낌인지 알아 아 입이 심심해서 계속 먹는다. <laughs> 그리고 가장 닮고 싶은 선배 저스틴 비버 어, 요즘 애들은 저스틴 비버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와 요즘 애들. 요즘 애들 요즘 이제 미성년자 친구들은 모른다고 저 제 세대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요즘 미성년자, 작년 미성년자 여기. 그쵸. <laughs> 작년까지 나를 나타내는 아, 제대로 읽으실게요 읽는 거 있는 거 읽으실게요 샷스베에서 당당하고 있는 것 은근히 귀여움 어, 맞아 어, 맞아 상관 없네 귀여워 사람들 자세히 보면 한 명씩은 다 귀여워요 <laughs> 너가 제일 귀여워요 제일 귀여워요 다음 멤버는 우리 베인 친구 한번 해볼게요 베인, 베인 친구 안녕하십니까 저스비 베인입니다 저는 이름은 송병희 2001년 5월 4일 제 생년월일 꽃가지 아는 거면 죠 아, 왜냐면 하 아, 내가 했는데 아. 우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 아 5월 4일이어가지고 기억하고 있어 요 혹시 2001년인가요? 저 2001년 제가 태어났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아, <laughs>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laughs> 네, 별명은 배에다가 이제 영어로 in. 배에 다 넣겠다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음식 모든 음식에 그리고 음색강 어 Yes. 어 이거 마음에 들어요 어, 뭐야? 제가 옷 이번에 하면서 새로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폴라베인. 폴라베인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야채 빼고 다 라고 하셨는데 정답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쌈싸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어. 고, 근데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 쌈싸무 고기가 있어야죠 <laughs> 고기가 있어야 쌈싸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쨌든 채소도 좋아해요 어, 좋아한다 I love 채소 그러면 다 좋아한다 이건 정정 예. 가장 어, 왜 선배지? <laughs> 난잘 모르겠네 가장 닮고 싶은 선배가 건우 선배라고 적었는데 아. 어느 정도 제가 건우를 조금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닮고 싶다? 오, 어, 오 어, 정말? 그거는 좀 아니다 <laughs> 아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아, 그치 한국말 그래도 이제 닮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어. 인정 오케이 저스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름다운 보컬 이거 저 어. 도연 아... 좋아하는데 어, 글씨체 같다 글씨체 같다 글씨체 <laughs> 다음 혼날 사람은 건우 선배님입니다 아. 이건우입니다 별명 건우 강아지똥 아 누가 강아지똥 이렇게 그렸나 강아지똥은 진짜 똥이 아니라고요 강아지똥은 강아지 동화 속에 아, 아, 캐릭터예요 아, 알죠 근데 그거 베끼면 안 되니까 창작물 아, 아 제가 안 된다 오케이 진짜 잘 빠져나간다 매력 포인트 여유로운 마인드 어. 오 오밀조밀함 얼굴에 있는 그 눈, 코, 입도 오밀조밀 귀도 오밀조밀 맞아요 그리고 귀가 너무 작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음식을 쓰라고 했는데 음식 아닌 걸 쓰면 어떡해요 아, 네. 어, 네. 음식이죠 아, 이거 너무, 너무해요 저, 제 인생에서는 음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빨리 오이 러버분들께 죄송하다고 빨리 사과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평생 오이와 적을 둘 생각인데 야 지금 아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요즘에는 요즘에는 닭강정이 어, 어제도 어제도 드셨잖아요. 맞 나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진지한 귀여움 베인 껌딱지 That's right. 배인 껌딱지 왜베인 껌딱지라 생각하신 거예요? 평소에 보면은 저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 <laughs> 똑같다. 건우 선배님 뭐 <laughs> 진짜 둘이 똑같네. 마지막 5년 후의 모습 오이 박사가 되고 오이와 관련된 논문을 쓸 예정이다 이건 진짜 너무했어요 아 그러면 음, 진짜 5년 음. 뒤에 건우가 뭐하고 있을 것 같은지 한번 듣고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보고 싶으세요? 음. 어, 저, 제 생각에는 5년 뒤에 건우가 26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약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건우 아 그리고 26살의 건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아 26살의 건우가 네. 건우의 얼굴을 보고 싶어 오 잠깐만 저 좀 소름 돋았어요 그 소름 네. 돋는 이유는 도현이 차례가 되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차례인 도현 씨에게 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안녕하세요 저스비 도현입니다 이름 전도현 예, 자세하게 새벽도 불꽃염까지 와 이거는 사스 별명 도염이 저 지금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썼어야 되는데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별명 아 서담이요 제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쓰는 이름이 서담이란 이름이 있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살찌는 모든 음식 이건 맞아요 햄버거 치킨, 치킨. 가래떡 네. <laughs> 가래떡이 진짜 자주 떡볶이, 라면 그런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요즘 건우 형 따라 닭강정 많이 먹음 이거는 근데 사실 건우 형 따라가 아니고 어제는 제가 먼저 먹었어 건우 형이 저 따라 한 걸로 y e 그 반대네 저스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음색 음. 감사해요 랩 음. 랩은 사실 저희 저스트비가 포지션이라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노래 연습을 뭐 열심히 하면 모두가 메인 보컬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이제 메인 래퍼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메인 댄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마, 맞죠? 맞지 않나요? 맞죠 맞죠 네. 다 메인이죠 저희 그렇죠. 네. 그리고 작곡 연습은 뭐죠? 그러니까 작곡은 뭐예요? 담당하고 있는 게 작곡 연습 저는 이제 작곡 연습을 담당하고 있다 누가 적었죠? 임지민 임, 누가 봐도 임지민 씨의 글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한다 네 많이 해요 5년 서 무엇이? 5년이란는 시간만큼 더 성숙해진 전도염. 예 네. 이것도 참 약간 어떻게 보면 전형 전형적인 <laughs> 물론 너무 좋은 말이지만 어, 떻게 보면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쵸야 <laughs> 이거 누구야? 사실 이거보다 오이 박사가 좀 더 멋있다 진짜 멋있는 거는 근데 좋아요 저는 뭔가 더 하루하루 더 성숙 성장도 좋지만 성숙해지고 싶기 때문에 저 진짜 그거 생각하면서 썼어요 본인이 썼으면 어떻게 썼을지 생각하고 음. 좋아 네. 그럼 저까지 이제 저스피 멤버들의 대신 쓰는 프로필 yes.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저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마리클레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